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 비행기 68년, 자동차 62년, 신용카드 28년, 텔레비전 22년, 컴퓨터 14년, 핸드폰 12년, 인터넷 7년, 아이팟 4년, 유튜브 4년, 페이스북 3년, 트위터 2년, 폰나브 19일,